태어나서 한 번도 맡아보지 못한 냄새야. 물자, 엉거버리자. 그러다가 네 목소리가 들렸어. 좋됐다. 그 목소리가 날 깨웠다. 너 내 이름 한 번도 안 부른 거 알지? 알아. 수혁아, 나 너 좋아해. 그런 말 하지 마. 왜? 그냥. 불안해? 응, 불안해. 야야 남나야 하지마 이렇게까지 하는 이유가 뭐야? 불안하니까 야 씨발